우와 저번 복면 아이돌 정말 힘들지만 재밌었어요 최종 우승은 결국 포시즌이 했지만 우리 뉴멜로디도 후반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명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면 위쪽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이야기의 예고편을 보러 가겠습니다 들었어? 뮤지컬 Little 프리마돈나 오디션이 있대 무슨 뭔데? 최고의 프리마돈나를 꿈꾸는 덜렁이 소녀의 이야기야 덜렁이? 걸핏하면 안경 쓴 채로 세수를 하고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코가 깨지면 코피도 나고 노래는 엄청 잘하는 거지? 아니 그렇지만 주변 친구들이 다 응원해줘 그거 누구 닮지 않았어? 그러고 보니 47화 슈퍼스타 프리마돈나 lucky. 얘들아 안녕 오랜만이야 나라야 너 뮤지컬 오디션 안 볼래? 어? 뮤지컬 Little 프리마돈나 오디션이 열린대요. 주인공이 덜렁대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주변 친구들이 응원해준다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? 응? 왜 다들 그렇게 보시죠? 어쨌든 과연 Little 프리마돈나가 되는 것은 누구일지 두근두근하네요. 다음 화에서 다 같이 확인해봐요.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virtual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 오케이!